진짜 안 떨려요 응. 응. 계세요 저 앞에 있어요 오오오 <laughs> 어. 있다 오. 오 어,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, 촉감이 참 레이스 달린 거 입고 왔어요 <laughs> 소개팅 한다길래 아네 뽀뽀 해볼까요? 뽀뽀? 아, 네, 저 입술 좀 거친데. <laughs> 어머, 부끄러워라. 네네. 좋은 향이 나는데요? 아 오기 전에 사실 각을 하나 뿌렸어요 <laughs>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되게 잘생기셨네요 <laughs> 어, 음, 안녕하세요 이인신 어, 네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아 저는 차동민입니다 아 저는 주연이 주연? 네. 아 음, 방, 방, 반가워요 <laughs> 만났어 요 어, 어. 그 혹시 그 과거에 그 BJ이셨다고 아 맞아요 팬더 TV에서 방송했었어. 아 제가 사실 팬이었거든요. 아 진짜요? 진짜? <laughs> 네. 헐. 어 민망하네요. 어 실제로 팬 만난 거 처음이에요. 저도 실제로 이렇게 만날 줄 몰랐는데. 혹시 술 좋아하세요? 아 네, 저, 저 좋아합니다. 한참 할까요? 오. <laughs> 제가 한번 뒤져볼게요 주연은 소개팅을 네 번 해봤을 것 같고 분위기 때문에 애프터를 받았을 것이다 두 번 지금까지 두 번 해봤고 애프터는 아 이거 애프터라고 해야 되나?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? 네 어, 왜요? 왜 싫다고 했어요? 나름대로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이유는 아니고 어 너무 어렸어 <laughs> 아 연하는 별로다? 네 연하는 아, 싫어요 동민은 소개팅을 다섯 번을 했고 오. 커서 애프터를 받았어요 오, 오 좋은데요? <laughs> 대박 아, 근데 피지컬 진짜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죠 동민은 키스 판타지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전 있습니다 뭐예요? 저는 동경하는 BJ랑 아 해보는 거 음. <laughs> 대박 동민는 <laughs> 능숙 또는 어색한 키스가 좋다 저는 어색한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. 저는 항상 처음을 더 선호하거든요 어? 처음이요? 네 처음 해본 연상은 해본 적 있어요? 해봤죠 아 진짜요? <laughs> 키스를 안에서 했어요 안에서? <laughs> 네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? 룸? 어? 막 룸카페 이런데요? 일단 뭐 아무도 없는 룸에서 방에서 좀 해가지고 대박 저희 집이 좀 자주 비거든요 아그 음, 좋아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레이의 5 0까지 뭔지 아. 아세요? 작정했네 <laughs> 작정하고 간 거예요 제가. 아 그분이요? 네. 아 저는 그래서 50가지 그림자라길래 무슨 무서 약간 스릴러인가? 약간 무서운 영화 이랬는데 양 야한 거 그치? 약간 알몸 많이 나오고 네 그죠 그죠 <laughs> 키스할 때 가슴, 허리 아 허리 아니야 난 키스할 때 아, 뱃살 만지는 건 진짜 싫어요 아, 아 응. 뭔지 알 것 같아 응. 남자친구랑 키스할 때 차라리 허리 만질려니 가슴 만져라 이런 말 왜냐면 허리 만지면 가, 그 뱃살이 아 그러면 <laughs> 주현님은 약간 뱃, 뱃살 만질 바에는 가슴 가슴?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한 걸 뭐예요? 젤리 좋아하세요? <laughs> 약간 빼빼로 게임 하듯이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아, 아 뭐예요? 아, 창의력 뭐야 이 오빠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? <clears throat> 약간 빼빼로 게임 하듯이 한번 한잔 할까요? 알겠습니다 원샷 응. 음. <laughs> 뽑는다 네. 술 취해서 키스 맨정신의 키스 술 취해서 키스? 응 음. 맨정신에 키스를 하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거의 보술 먹고 키스를 하면 또 이제 <laughs> 그 다음 단계? 그 다음 단계가 뭔데? 밖에 있으면 많이 힘들어서 좀 자주 쉬러 가요 쉬러 어디 가요? 근처 <laughs> 약간 이응기응 이응띠읓? <laughs> 저는 맨정신에 키스하는 게 더 좋아요 아 왜요? 술 취해서 키스하면은 음. 그 다음에 선을 넘을 것 같았어 아 선을 넘은 것 같다 다음에 선을 넘으면 저는 꼭 이 사람과 함께 한다 사귀어야 한다? 음... 오, 이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나는 술 취해서 실수하면 땡땡한다 한 가지의 경우 하루 만났어 잠수 한 3개월 만나고 얘와 실수를 했다면 남자친구로 이 사람을 받아들여요 어... 저는 일단은 계속 연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관계를 끝내버리게 되면 아, 아쉬워서 아 그건 진짜 아니에요 또 왜요? 나를 쉽게 봤나?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데 또 저도 어쨌든 능동의 행동이었던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고 한 행동인데 본능? 본능일 수도 있고 진짜 그 본능이 진짜 내 진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나는 땡땡 할 때 제일 하고 싶다 나는 키스할 때 제일 하고 싶다 왜, 왜요? 그 상대방의 혀가 움직임으로 약간 나를 좀 자극한 느낌이 들어요 음... 언제 제일 하고 싶어요? 같이 밤에 영화 볼 때? 나랑 같이 보러 갈래? 영화관 아니면? 저기 DVD 방 DVD 방? 아! 또 왔어요? 네네 <clears throat> 아 이거는 <clears throat> 계속해도 긴장이 되네 일어나실까요? 떨리세요 혹시? 안 떨려 <laughs> 아, 진짜 안 떨려요? 크닥? <laughs> 아 왜냐면 저는 술을 좀 마셔가지고 그렇게 음... 떨리진 않아요 진짜 안 떨려요? 이렇게 그 심호흡을 해? 응, 응. 키스 어땠어? 음... 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아 되게 <laughs> 아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끌렸다 해야 되나? 어. 방금 키스하면서 나는 좀 땡땡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분명은 따로 있어 근데 활동명을 주연으로 쓰면서 갇혀있던 게 너무 많았어 막 근데 이거를 표출할 수 있었어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내가 내 자신을 표출할 수 있다는 거에 약간 나랑 어쨌든 만나면서 어쨌든 뭔가 포장된 모습이 아닌 어.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런 자리였다는 거 와 벌써 이렇게 마지막이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술 때문이다 너 왠수 알아? 왜? 나술 취하면 집 가.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소개팅이랑 다르게 스킨십을 했잖아 우리가 그거 하면서 조금 되게 가까워진 것같아 그래서 그런지 술이 아니어도 아 뭐야 <laughs> 술 좋아해서 마신 거 아니에요? 아니 네가 좋아서 마셨어 오